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매운맛의 완전체입니다. 제가 평소에 매운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자신 있게 저의 특징으로 써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자 미션, 미션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라TV의 미션지. 빠밤. 매운맛 3단계를 정복해라. 어, 약간 불안하긴 한데 어, 제가 한번 자신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1단계 청양고추 먹기 어, 제가 한번 공략을 미리 먼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습하지 않기 하고 미소 짓기 왜 불안하죠? 사실 땀 흘리는 건 결코 매운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가자! 잠시만요. 왜 떨렸지? 가자! 하! 음. 얼굴 빨개! <laughs> 이 장갑 수입 아니야? nope. <laughs> 아직 1단계라고요. 두 번째 가시죠. 이거는 뭐 아 불닭인데 잠시만요 불닭에 캡사이신을 넣으셨다고요? 얼마나 넣은 거죠? 잠시만요 제가 불닭 진짜 좋아해요 후, 만만치 않은데? 이미 수습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laughs> 웃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댓글 매운 거 좋아한다 했지만 잘 먹는다고 하죠 정답이야 저게 정답이야 댓글 시원한 우유 마시자 아니요? <laughs> 아니요. 자. 한 입. 오, 오, 오. 죄송해요. 어, 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솔직히 맛있었어. 매운 돈가스 먹기! 짜잔! 먹고 인정할게요. 저 사실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laughs> 음. 진짜 맛이 안 느껴져요. 와! 와! 매운맛에 완전 제 이건 제가 노인정 다음번엔 다시는 매운맛을 좋아한다고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으, 재밌으셨다면 저는 괜찮아요